Thank you. 베이킹 파우더 그다음에 레몬즙 김밥김이랑 참치 그리고 와사비 그다음에 슈가 파우더 그리고 박력분 마들렌을 만들고 싶어서 재료를 같이 시켰어요. 그 다음에는 찌개용 닭고기 찌개용 닭고기랑 새우젓 그리고 단무지랑 우와 그리고 부산 밀면을 샀습니다. 이렇게 시켰어요. 이거랑 그리고 이거는 그 짤주머니입니다. 짤주머니 100개짜리 이거를 샀고 키어 이거를 샀는데 마즐린 틀이에요. 이렇게 낱개로 4개 에어프라이기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그 맞는 틀이 없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낱개로 된 거를 샀어요. 짜잔 왕 마들렌 틀입니다 이것도 두 개 같이 샀어요 완전 크기 비교되죠? 진짜 크다 응원해요 빨리 만들어보고 싶어요 그 다음은 여기 온도계 온도계도 필요할 것 같아서 하나 샀고요 이거는 반죽할 때 필요할 것 같아서 스크래퍼 두 개 샀고 얘는 이제 포장 용지예요. 근데 아마 마들렌 하나밖에 안 들어갈 것 같아요. 이렇게 음. 간단하게 쇼핑을 했습니다. 이번 주에 한번 마들렌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. 음. 만족! 방법이 릴리커피가 맛있더라 아 진짜 괜찮아? 귀여워 너무 귀엽다 할리스 레귤러 짠이었지 음. 어 진짜? 옛날 잔? 어 그럼?

또 조금 소음이 너무 좋네요. 이 통제를 모았던 두 사람의 개드신. 이 장면으로 별명도 생겼다죠? 뭐죠? 그러니까 침대에서 빨리그 사랑의 불시착에서 그 이제 도청을 해서 비키니라고